먹어라 먹보들의 물이 벨트를 벗어 던져라 지방은 뱃살 국수 사리처럼 힘차게 차온다 뼛사이 비어있는 곳에 새살을 채울 때 어떠한 낡은 시기요법 우리를 막지 못해 뻔뻔뻔뻔 먹어라 지구멸망 빙하기 오기 전 먹프레 포만감 느낌 아래 찾아 발전에 참된 동력 대식을 위하여 갈비찜 만두 바타이 두고는 안 한다 갈비찜 만두 바타이 두고는 안 한다